와 이건 또 뭘까요? 우리가 알던 후안 토일린 맞나요? 진짜 같은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전에 리뷰했던 데미노의 첫만남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노래 후안 토일린의 투푸 두 번 연속으로 같은 가수를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후안 토일린은 소개할 만합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? 이래야지 가수가 지금 시작합니다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작업이 아트웍적인 작업이 많아서 아트웍적인 느낌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별력 없이 좋아하는 성향은 좀 있어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 봤을 때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후안 뚜이린의 아티스트적인 색깔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음악적 세계가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은 뮤직비디오를 또한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나는 좋은 거야 저는 처음에 이게 비디오 아트랑 결합된 건지 모르고 진짜 사람들 수백 명이서 다 같이 그 파도 타기처럼 춤을 추는 줄 알았어요 노래 자체도 좀 몽환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,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? 뒤에 이제 나오는 화면이 열애상을 표현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가사도 제가 보려고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사 자체도 몽환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가사와 음악,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을 잘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는데 우리 크루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영상, 디자인, 방송, 연극, 연기 강사들입니다. 그동안 그 전문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베트남 노래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작품은 뭔가 우리들의 예술의 혼을 꺼내주었나 봐요. 아, 의상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. 이게 이제 전통 의상을 만든 것 같은데 웨딩드레스인가 싶을 정도로 제작이 된 의상이더라고요.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자 그 가수분 주위로 어 이제 무용수들이 쫙 둘러싸여서 위에 위에서 찍은 그 영상이 있는데 꼭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곤충의 눈들을 연상시킨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좀 저한테 색다르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어요. 좀 뭔가 뭔가 영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? 영상을 본 사람들의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한강은 흐른다라는 작품에서도 조명과 저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좀 기괴하게 연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런 게 등장하니까 신비스럽기도 하고 멋있더라고요.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미장생들의 굉장한 나열이잖아 그리고 이미장생들의 나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의미가 다르게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의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몽환적이고 종교적이면서 계시적인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 가사 내용도 신화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사의 내용과 음악의 사운드와 뮤직비디오의 형태와 이 미디어 아트가 또 잘 결합돼서 또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후안토이린의 뮤직비디오는 비디오 아트적이고 노래는 몽환적이고 우리가 전에 들었던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에 모두가 놀라기도 했지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어, 물론 되게 아트적이고 너무 멋지고 해서 뭐 눈이 되게 즐겁긴 했지만 어, 너무 어지러워요 비디오 아트로 막 결합해서 춤을 추고 뒤에 막 여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 건 너무 멋있었는데 그 중간에 풀샷으로 해서 때, 때로 춤추는 장면을 잡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모그 효과나 그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신비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 부분들에서는 조금 모든 게 다 아트가 그런 효과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한 1분 정도는 재밌었으나 <laughs> 그 이후엔 조금 힘들었다 이 가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, 노래도 이런 느낌이 내, 나랑 좀안 맞나 봐요 저기 저번에 길레 리뷰에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? 어쨌든 우리를 두 번 놀라게 만든 토안토일이는 정말 대단한 가수임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통 음악 스타일이 약간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했어요 옛날의 그, 그 음악적 색을 살려서 계승하다시피 해서 부른 건가 궁금증이 들기도 했고 주문을 외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훨씬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, 너무 예쁘십니다 네, 팬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도 색감을 이쁘게 잘 썼다라는 느낌?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런 영상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저도 원래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가수의 이 린의 다른 노래 에서는 굉장히 발랄한 그런 느낌의 귀여운 컨셉의 노래였었는데 180도 다른 느낌의 뮤직비디오여서 진짜 같은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그런 다재다능한 면이 있는 가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드라마적인 요소는 어떻게 좀 적긴 하지만 미장센들로 꽉 채워놔서 내가 보는 순간순간마다의 어떠한 영감을 받고 어떠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었던 계속 궁금할 것 같고 또 다른 작품이 기대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충분한 것 같아요 전에 본 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데 그럼 또 다른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을 실험할 것인가 이, 가, 이 가수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래야지 가수가 그래요 또 언제 또 새로운 곡이 나오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보이파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그럼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만 남기엣 어, 음악 되게 잘 들었어요 그 본인만의 어떠한 이런 음악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그 영역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언니 노래 많이 듣고 더 언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차차 알아가도록 해요 우리 <laughs> 너무 이쁘고 어, 여기서 너무 아름답고 최고